자폐는 공감 능력이 없다고들 합니다. 이 공감 능력의 결여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실제로는 감정 능력 자체가 부족한 사람으로 오인을 하는 겁니다. 자폐나 아스퍼거 증후군을 감정 부재인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언컨대 이야기하지만 제가 경험하고 관찰한 바로는요. 자폐 성향의 사람들이 감정 능력이 일반인에 비해서 훨씬 더 민감하고 훨씬 더 강합니다. 정확히 표현하면요. 공감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reading하는 능력 자체가 취약한 거예요. 이른바 눈치가 없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엄청나게 풍부한 감성과 감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reading하는 능력이 부족한 거고요.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을 해도 이를 공감했다고 표현하는 능력이 미숙한 겁니다. 공감 능력이 없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거의 자폐인들에 대한 인격 모독이 발살하는 수준의 잘못된 용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